이거 밀리 했었어야 되는데 생각 못했네 경찬아 비록 전주, 전주 비빔밥은 아니지만 맛있게 먹어줘라 경찬아 비빔밥 먹고 생일 축하한다 경찬아 생일 축하한다 스물 살이요 경찬이 나이도 몰라요? 형님 매니저가 나이도 모릅니까 알죠 알죠 여기다 초를 꽂을 거예요 야 아, 빨리 빨리 꽂아야지 전주 비빔 전주, 전주 비빔밥을 해주고 싶은데 전주가 아니기 때문에 비빔밥에다 꽂으면 안 돼요? 비빔밥 꽂아야죠 어잘 섞였어 좋아. 아, 야, 입구 막아, 입구 막아. 어, 병찬이 형. <laughs> 아니, 진짜 놀랐어. 꽂는다? 제가 사잖아요. 이거 형이 더. 쟤 23살이야? 어. 저, 어, 위치 계속 브리핑 해주세요. 아, 이거 아야뭐 엘리베이터 앞이흰 색깔이요? 붙일게요? 아니요. 어, 분명한 거? 자, 붙여. 붙이고, 자, 입구 나와주세요. 저기도 불 끄세요. 우리 병찬이 마이크 한번 보여줘. 비주얼 비빔밥? 케이크, 생일 비빔밥이에요 그냥 여기 서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빨리 와 빨리 와 정수야 밥밥 천둥까지 앱에 연, 연착됐어? 동생 밥 먹고 오는 거 아니겠지? 뭐야? 생일 야 비빔밥 병타 아니야 이거 끄고 끄고 소원 소원 소원 소원 소원 소원 소원 비빔밥 아니 먹어 비빔밥 잘 비볐어 잘 비벼놨어 자 떠먹씩 떠먹씩 아, 아 비빔밥 어디서 구했어? 아 병찬 국도 있어 병찬 미 맛있어 북맥힐까봐 사왔어 아, 지금 첫 끼거든. 진짜 어. 맛있다.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생일국 생일국 어때 어때 병차? 케이크보다 낫지? 케이크보다 너무 예. 낫지 아, 자 이제 다 먹어 명차 밥 먹어 이제 다 먹어라 밥 먹어 밥 먹어서 아, 먹어요 아니 어떻게 비빔밥을 할 생각을 하지? 다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 맛있겠다 병차 맛있다 저희는 밥안 드요 저희는 밥안 드나요? 비빔밥이 이런가? 왜 왜? 재료가 다르네? 전주 비빔밥이라 그래? 전주 비빔밥이 아니라서 그래 음 맛있지 맞자 맛있다 맛있다 아우 첫끼데 진짜 맛있다 아 이거 몰랐어요 모두 해산 정말 의외였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 먹겠습니다 이거는 고마워요 멤버들 괜찮아 건강하자 뭐? 갑자기? 네 찬영이 건강해야 될 것 같은데 목소리 지금 <laughs>